안녕하세요 아싸TV입니다 예,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꾸준히 영상 올리면서 이제 시청자들 이분 저분 많이 만나면서 많은 구독자들하고 아니면 적든 많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랄하고 자빠졌네 좀 관심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<laughs> 예,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보다시피 뭐 살도 좀 제가 좀 뚱뚱한 편이고 해가지고 뭐 인기를 바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외로움도 많이 타고 친구도 없고 2년 조금 넘게 있었지만 제가 한국 문화에 좀 적응을 잘 못해서 한국 아직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라도 좀 어, 많은 시청자들한테 외로움을 좀 덜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. 네, 이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튜브 올려서 어, 새로운 분들, 새로운 시청자들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상 아싸TV입니다.